모두 우리 쳐다봐 태양에 달리는 마차 계속 달려 o Juicy juicy Juicy 조성이 열 퍼진다 I see a friend I'm in o with a swat I wanna do this Juicy juicy 똑같이 가 I'm sorry can you try We done drop it like hot. 너 머리 불어라 새벽에 벗어서 이런 drive away I don't wanna one more chance 이 순간에 모든 걸 걸을래 태양을 향해 비치고 있던 그 그림자는 다시 비치네 Yeah 가슴은 뜨겁게 거짓말 없어 우리 확실해 터지고 우리는 잡히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이 노래 body like hot hot hot hot 우리는 잡히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yeah I'm running too hot hot hot hot 깊은 숨 부딪히고서 달려 깊은 바다 밑에 양념